왜? 왜? 네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또 뭔데? <laughs> <laughs> 하늘 들어가기도 근데 왜, 왜, 그래? 뭐, 아, 뭐안 좋은 일 있어? 기분 나빠? 왜, 왜, 왜? 왜 이게, 어째, 어째, 어째, 어째, 안 좋은 일 있구나?